지적을 할 수가 있거요 나중에 처음이라도 기장은 2인치 정도 1인치 반만 정도 기장을 1인치 반 이제 하면 밑단부터 바지도 마찬가지 상의도 마찬가지 밑단부터 프레쉬가 되어 있는 마침 모양인데요 뭐 일단은 골라주셨는데 우라카노 뜨대다 Öyle mi? Buradan da yerine geçeceğim. 대신이 물고 있어야 됩니다. 앞판부터 해도 되고 뒷판부터 해도 되고 손에 잡히는 대로 먼저 합니다. 좋습니까? 드시네 주일 거야 아닙니까? 누구한테 일단 너무 튀어나갔잖아요 그래지고 우락시장을 안 갈게 안, 안 되면은 이제 터대야 되는 거예요 터대야 될것 같은데 딱 여기가 기장인데 이걸 뜯어내야 되겠어요 판에 맞춰서 기장을 잘라내야 되겠죠. 응. 한 4인치가 커야 된다 했죠, 제가. 이 정도. 잘라내야 반로 보면은 암홀은 다 맞아요 위에 어깨만 칠했기 때문에 소매는 그대로 다 할 거예요 밑에 턱만 조금 줄여줄 거예요 다른 데는 다 그대로 할 거예요 하시며 작업할 때는 항상 그 결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면은선3 표시해주고요. 안에서는 안 보이니까. 그거 소매 이렇게 달려있는거죠 여기는 하나 여기는 하나 여기서 여기까지는 둘 제일 먼 쪽, 오른 쪽부터 해갖고 건져줘야 이게 잘 동그랗게 나옵니다 처음에 조금만 그 형태 딱 잡아줬다 그러면은 딱 누르면 됩니다 캐시미 바지인데요 허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본인이 입었어 굉장히 지금 36으로 늘려달래요 36, 4인치 정도 되는데 지금 눈을 늘릴 때가 없고요 이 주름량을 뺄 겁니다 2인치 밖에 안되는데 지금 2인지 여기로 늘릴 때는 앞주름까지 싹 빼야 되겠습니다 1인치, 2인치, 3인치, 4인치급은 앞판 주름을 싸고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사진이 되거든요. 앞에는 이렇게 크고 적고 뒤에는 뒤에는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게 이거 이제 상이 할 거고 다지면 그래서 허리를 뜯어서 주름을 다 펴겠습니다. 펴고 재단을 다시 해서 기장도 약간 길고 허벅지도 지금 남잖아요 옷이 이걸 좀 쳐내버리고 있습니다 요즘 스타일로 주말 같더라면 이거 다 뜯어야 되겠죠 여러분 버섯급들이나 중급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아주 첩자들이 하는 작업입니기장부터따야 되겠죠 기장은 기장도 기니까 무거운 소리가 지금 끝까지 들어갈 거예요 bella chioma quell'aria brillante non chiudrai farfalloni amoroso notte giorno di torno trato delle belle e bando riposo ma ci sento a tuo d'amor delle belle e bando riposo ma ci sento a tuo d'amor Tra guerrieri po far bacco Grandus stretto sacco Schioppo in spalla Ciabla fianco Collo dritto Uso franco Un gran casco Un gran turbante Molto onor Poco cantante Poco cantante Poco cantante Poco cantante ed invece del fandango una marcia per il fango 두개 똑같이 잡아도 두개 36만원 이게 여기다 핀을 하나 꽂아놓 어떻게 재단할 건가 봐야 되겠죠 정상적인 바지 패턴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허리는 접인데 여기 남잖아요. 이 부분 주름이 분 부분을 여기를 파줘야 됩니다. 이게 예. 예, 핵심 이 허리만 맞춰놓으면 여기 푹 들어가 버려요. 이 부분요. 그죠? 나를 됐을 때 이렇게 해서 원래 박혀있던 자리가 이 자리 이렇게 있다가 또 이렇게 막 키우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원래 이제 키우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남는 부분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남잖아요 지금요 나가가지고 이렇게 얘들 기저귀 차게끔 돼 있잖아요 이것을 없애주는 거예요 이렇게 쳐내주는 거예요 너무 짧습니다 보통 기본이 한 4인치 하나 나와야 됩니다 이 음, 그 사람은 그 허리가 이 정도 크니까 밑이 당기면 안 되거든요 그 최대한 밑을 좀 키워주고요 이걸 잘라가도 있습니다 시계 먹는 부분을 파주어야 우는 것이 없어집니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이 부분하고 이 남는 부분하고 허벅지 부분하고 이게 밑은 당기고 이게 작기, 작기 때문에 당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넓어서 큰 거죠 그 선을 자연스럽게 한번 잡아주겠습니다이 재봉선하고 이 재봉선을 맞췄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상당히 뜨거질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분은 마찬가지로 같이 똑같이 내고 남겨고 히프가 잘 나와야 옷이 이게 곡선이 딱 이루어지면서 이쁩니다 근데 보니까 이것은 지금 여기는 굉장히 크잖아요 크고 여기도 크고 이쪽은 좀 많이 무릎선을 좀 적게 했어요. 지금 무릎선이 여기잖아요, 지금. 무릎선을 향해서 이 선을 잘맞주고이 선을 너무 이렇게 많이 들어가도 안 되고, 적게 들어가도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너무 크고, 전체적인 바란스를 봐줘 보면은 이 정도 처럼 제가 보니까 여기서 무슨 잘 잡아주면 해보세요. 잘려져 나가는 양이잖아요. 미스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키워줘야 돼. 그대로 그대로 살려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너무 곡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살을 두 번만 대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자연스러운 맛이 있는데 여기가 너무 좁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 성분처럼 된것 같은데. 그리고 이 정도면 괜찮아요. 조금 더 살려줘야 되는데 근데 이쪽이 너무 커서 안 그러면 또 이쪽을 손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옷이 딱 먹히네 네, 뭐 여기가 너무 뾰족하니 나오고 그데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바지치고는 여기가 여기가 크진 않습니다. 지금 2인치 갑니 치고 금 여기 제공선도 맞아야 되겠죠. 만져볼 게 맞네요. 그러면 아이롱으로 자리를 딱 잡아주고 이 부분이 좀 남는 것 같아요. 일순하고는 거의 직순는건 가는데 얘가 많아서 한국차 많아서 천들도 미이너무 길어요 근데 이거 재단할 때는 우화를 잘라보면 안 되죠 나중에 누가 덜렁거려서 오바락 치려면 먹으면 치려면 좀 힘들잖아요 사실 갑니다 그 바다가 끊고 이쯤에서 다시 한번 잘라주고 이렇게 끊고 이게 우라가 물고 있기 때문에 오바로크가 지나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어바로크 쳐가지고 갖고 왔거든요 그러면 다리를 좀 어 쳤는데 막마어 박았는데 파카이 들어갔잖아요 쫙 잡아주고 쫙 땡기면서 한번 잡아주고 뒷판은 항상 할 때게 이렇게 박았잖아요 이건 지금 시접이 없는데 시접이 항상 이 정도 남잖아요. 이건 반좀 내주잖아요. 이렇게 늘려는데 늘려주지 않으면 나중에 옷이 입었을 때 안에서 땡겨요 항상 늘려주시고 육중한 뭐 거는 이렇게 딱 당겨주면서 그 밑에를 그 당겨주면서 이렇게 딱 가려줍니다 다릴 때 이게 아, 됐고 지금 이렇게 고리는 안 맞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이렇게 놨으면은 한치 났잖아요 이렇게 놔서 손을 이어보면은 바깥쪽 재봉선이 만져질 거예요 주머니 있는데 재봉선 그 선하고 맞춥니다 바깥 재봉선하고 그리고 이걸 한나를 이렇게 놓고 만져보면 알 수 있는데 초보자들은 잘 몰라요 그 일본말로 색깔라 그랬으니까 별 열심히 스킨을 시키지 말고 아까 그 밑으로만 내주세요 그 여기서 잡고 이게 한 중앙이 주문이 생긴 거예요 반드시 원래 중 가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주머니를 손을 넣어가지고 여기 겹친 부분 있잖아요 안에서 이렇게 그 겹친 걸로 밑에서 당기지 말고 이 쪽에서 겹친 부분을 싹 빼주세요 그냥 이쁜 곡선이 나오죠 이거. 이 곡선이 나와야 옷이 제대로 떨어지는 것이지 이 곡선이 안 나오면은 옷이 안 떨어지는 앞쪽에서 잡았을 때 이게 이렇게 와야 정상이에요 이 약간 커도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음. 예, 따싱은 이건 음, 따싱